나는 키가 170이 안 될까 나는 자책은 그만두기로 했어 왜 나는 여자들이 싫어할까 인터넷에서 그 답을 찾았어 여자 꼬시는 법을 알려준다는 픽업 아티스트 강의 결제했다는 이제 나도 정말 한번 해보는 건가 기다려라 인연들아 예비 폭격기가 나가신다 신사동 정통 신사 나야 무신사에서 뭐 옷도 사서 신나 정신나가 그러니까 멘트도 장착 끝진 따은 졸아봐우 나는 오늘 빛나 가자 용기 내는 선박과 세상 홍대에서 이태원에서 강남역에서 커피숍에서 지하철에서 도서관에서 버거킹에서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너무 제 스타일인데 번호 좀 주실 수 있나요 까이고 까이고 까이고 까이고 한 번은 여자의 남친한테 처음 맞을 뻔하기도 하기도 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받은 번호는 새로 어음 너덜너덜 멘탈로 터덜터덜 난 집으로 돌아와 난 오늘도 있거나 하지 방문을 닫고 있거나 하지 휴지를 잡고 있거나 하지 엄마가 나가면 있거나 하지 카톡을 띄워놓고 인스타를 띄워놓고 페북을 띄워놓고 내가 아는 여자 사진 모두 다 띄워놓고 날 좀 사랑해줘 하다 이거나 하지 2년간 짝사랑한 우리 은영이 조금 들떴더라 남친 생겼다며 누가 봐도 훈남인 185 그 새끼인 무슨 대학생이 차가 다 있니 벽지까지 내가 발라줬던 자취방에 남친이랑 술 싸서 들어갔던 밤 그 뒷모습 보고 난 방에 돌아와 너를 생각하며 이거나 하지 uh. 네 카톡 프로필에 비키니 사진 띄워놓고 난너 놀리거나 하지 네가 쓰는 향수 전에 물어봤지 네 안에 나 방에 그거 뿌려놓고 이거나 하지 너의 자취방에서 몰래 훔쳐온 양말 냄새 컹컹 맡으며 나 이거나 하지 미리 보고 저리 봐도 도저히 널 가질 방법이 없으니 나 이거나 하지 yeah. Outback 데이트 비용이 부담된 난 오늘도 이거나 하지 희신고 나온 너 태워줄 차 살 돈도 없어 난 이거나 하지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사랑을 찾아 떠나고 oh, 나만 홀로 이 어둠 컴컴한 방에서 나갈 수 없네 가만히 생각하면 내 고추 불상도 하지 주인 잘 만난 저 고추들은 고추총회에서 지난 분기의 실적을 자랑하느라 떠들썩할 텐데 학창시절 회의 시간에 나처럼 너도 도무지 할 말이 없겠구나 난 이 안타까운 날들은 끝날 것 같지가 않지 o 어, 하지 방문을 닫고 이거나 하지 휴지를 잡고 이거나 하지 엄마가 나가면 이거나 하지 카톡을 띄워놓고 인스타를 띄워놓고 페북을 띄워놓고 내가 아는 여자 사진 모두 다 띄워놓고 날 좀 사랑해줘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이거나 하지 으, 으, 으, 이거나 하지 야 이거나 하지